아, 나도 빼내봐 제대로 벚꽃을 오늘 우리 얼다 아, 아, 예쁘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인이 아이스로 알라뷰 샬롱콘을 보 시간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벚꽃 보러 왔어요 네, 지금 벚꽃 보기에는 늦은 시간이긴 한데 이번 주가 아니면은 벚꽃이 다질 것 같아가지고 그치 내일 비 오니까 네, 그치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도 비가 좀금 오더라고요 진짜? 응나 그래서 수상 먹고 왔잖아 지금은 안 오는데 아까 내가 아... 출발할 때 왔어 그래서 벚꽃 보러 왔는데 일단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벚꽃도 먹으려고 오늘 라이더 자켓으로 좀 맞춰 입어봤어 아무튼 간에 좀 수제버거 먹으러 왔는데 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이제 고민해봐야지 뭐 먹을지 이웃수는 좀 사이다고요 저는 콜라 너뭐 뭐 어떤 어떤 버거 먹을 까야 오빠 타밀버거? 어. 어 치킨 어. 버거도 맛있을 것 같아 아니 나 치킨 별로 안 땡겨 아, 그래? 내가 소고기 패티니까 다른 패티인 게 없을까? 나눠 먹을 거다 그럼 머쉬룸 뭐 먹어? 얘도 소고기 패티 아나 치킨 별로 안 땡기는데 그래 그러면 뭐 무슨 먹어? 나는 더블 바스 버거 패티 두개 더블 아 세트지? 어 세트지 서비스인가요 이거? 모르겠어 뭐 감자칩 같은 거 하나 주셨어요 먹어볼게요 ASMR 아, 나왔다 아 여러분 나왔어요 제대로 음. 와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아 오케이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쓸어줘 아래서 위로 그치? 그러니까 탈지는 미국 감자튀김 느낌이야 진짜 맛있어 먹어볼게 이거 아, 수제버거는 약간 이런 맛이 좋아 담백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근데 음. 저번에 처음 와봤는데 이런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몰랐 나도 난 그냥 쭉 가만히 있다 아, 음, 이거 있지 이렇게 핫플일 줄 몰랐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동이랑 이어지는 거잖아 항상 가는 곳만 가서 들리세요? 맛있다 아, 여러분 저희는 밥 먹고 서울숲으로 왔어요 근데 너무 깜깜해가지고 뭐가 안 보이긴 해요 그리고 벚꽃이 다 있는 건도 아니야 여기가 그러게 어, 다 벚꽃이 아니야 저기 곳곳만 벚꽃이어가지고 벚꽃을 오늘 고 우리 얼굴도 안 보여 <laughs> 그냥 뭐 산책 왔다 생각하는 거지 뭐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벚꽃이 벚꽃이 지야 여기가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있어 운동시설 같은 게 아, 벚꽃이다 아 벚꽃이다 올해 처음 보는 벚꽃이에요 어때 정인? 어, 좋다 <laughs> 아 벚꽃이다 아 벚꽃이다 아, 예쁘다 아, 아. 뭔가 아무리 색포장해도 못 살아나 <laughs> 개선할 수 있지? 대낮에 핑크 벚꽃으로 만들어줘 <laughs> 아직 꽃이 안 폈네요 곧 필 거야 이 꽃들도 모든 꽃은 동시에 피지 않아 동시에 피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정인아 빵! 말씀드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벚꽃 있는 곳이 너무 어두워가지고요 영상으로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냥 후레시키고 사진만 사진 찍고 아이폰 야간모드 사진 찍고 그러고 노느라고 이렇게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음. 근데 이제 영상이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정인씨? 네, 뭐 벤치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앉고 싶은데 벤치 아까 있었는데 네, 좀 밝은 저기 가까 운 의자에? 달가? 아 그래 절로 가자 어 여러분 선물 구독자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서 가끔 못 보러 가거든 욕 먹고 싶어? 네, 네, 자주 하는 말이긴 해 요즘 뭐해요? 진솔한 토크요? 네, 뭐 라이브 방송이에요? 네 진솔한 토크는 안 하죠 아미씨 우리 인생에 대해서 쉽지 않네요 저는 내가 노래 불러줄게 어때? 내가 요즘 노래 진짜 잘해 알아? 미안 지금 머리 빠져가지고 나 초록빛 요즘 연습했거든? 초록빛 불러줄게 음. 맞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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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뒷부분 들으니까 아주 좋네요 네. 한곡 더 불러드릴게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 노래요? 제가 이 노래 그 사람이 부른 걸로 겪어가지고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내 생각으로 시작하는 하지 말라니까 근데 내가 그냥 불러도 비슷하게 나와 이게 너무 습관됐어 그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솔로콘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상을 하게 해 단둘 일서 영화 보자 할까 시시하진 않을까 어떤 얘기로 너를 깨할까 용기가 없는 나 그러면 전화요 커피 한잔 할래요 하지 말라 동일순 꽃게 물고 용기는 구멍 그대도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날 생각했나요 오늘을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네 감사합니다 좋았는데 중간 중 놀랐습니다 <laughs> 이 정도면은 분량 좀 뽑지 않았을까요? <laughs> 오늘 그 뭐냐 그 저기 벚꽃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예 그걸 못 담는 바람에 영상이 사실 이거 애초에 벚꽃놀이 영상이잖아요 근데 벚꽃놀이 어, 영상에 벚꽃이 없어요 이거 뭐예요? 어떡해요? 뭐 이런 것도 이런 거 나름이지 뭐 벚꽃 없는 벚꽃놀이 홍철 없는 홍철찜 지금 근 벌써 10시야 정이 집에 갈 시간이 됐어 그러니까 가야지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 벚꽃놀이였는데요 뒤에 벚꽃 배경 보이시죠? 네 오늘 벚꽃놀이 하는 모습 뒤로 담아봤습니다 네 저희는 시간이 늦어져서요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다들 즐겁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나 좋은 낮 되시고 좋은 아침 되시고요 좋은 체력 되세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이니 아이스테로 I love you 바이 바이바이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해